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noise canceling 기능이 그렇게 좋다고 하죠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제 와서 새 제품을 구매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중고로 에어팟 프로를 구해봤습니다 요즘 차이팟들이 워낙 잘 나와서 혹시나 잘 만든 카피 제품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상자를 보면 다행히 카피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스를 열어보면 내부가 참 볼만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철가루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에어팟에 붙어 있는 철가루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보통 우리 주변에 철가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데요 에어팟에 붙어있는 철가루를 보면 철가루가 이렇게 많았나 새삼 놀라게 됩니다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데요 철가루가 많다는 사실보다는 프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. 어차피 팔리는데 뭐 배짱 장사인 거죠.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천원짜리 메이크업용 브러쉬인데요. 이걸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철가루가 아주 강력하네요 붓으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안되지? <laughs> 그럼 2단계 방법을 사용해보죠 에어팟 철가루를 제거하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알콜 리무버와 면봉을 준비해주세요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서 내부를 살살 닦아주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붓으로 터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네요. 처음과 비교해보면 좀 더 깨끗해진 느낌입니다. 그래도 철가루가 조금 남아있는데요. 그럼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. 3단계는 조각 접착제가 필요합니다. 다이소에서 천원에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요. 접착제를 잘라서 뭉친 다음 내부의 철가루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한번 해보죠. 오, 뭐 효과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도 내부가 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몇천원의 비용으로 이렇게 철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니 상당히 경제적인데요 그래도 철가루가 보이는데요 이건 칼로 긁어낸다고 하는데 케이스에 상처가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선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철가루가 모두 빠지긴 하지만 상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철가루가 모두 정리되었다면 마지막으로는 매직 블럭으로 케이스에 남아있는 때를 말끔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와 처음 상태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합니다.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붙여야겠지만 이렇게 종종 관리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이 제품은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럼 이번에는 각인을 한번 없애볼까요? 아쉽지만 칼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 각인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. 인터넷을 보면 중고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각인을 지울 수 없나요? 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요. 케이스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각인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. 케이스 커버로 각인을 가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